너 성대우더라? 야 해봐 아! 그거밖에 못냐아 그럼 오빠가 해보던지 야 저기 아기 많네 내가 한번 해볼게 어? 가야금이지? 이거 내가 해볼게 오빠가? No! God! Please! No! No! 아 어떻게 해야 되지?

だだうん。 한 번만 해주면 안냐